바로 쳐다봐 찾은 고개를 또 세. 미친 것 마냥 이기적이게 그냥 하하하 하지만 세상을 가진 것 마냥 이기적이게 그냥 세워도 예민하게 out 거리를 높이 세워도 예민하게 더 거기까지